맘마 먹을까? 싫어 싫어 도망치다 붙었으면서 야야야 나한테 왜이건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야 알아서 한다고 지난번 돌아버리지 말고 말썽 번역기를 돌려보세요 체벌 없이 잘 키울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의 시작 세이브 더 칠드런